나 미안한데 신기한 예정입니다. 왠지 우리 같습니다 말이야. 어, 괜찮아? 혹시 잘 시간이 늦었어. 어, 늦어버렸어. 연습이 부족해. 빨리 가야 돼. 어, 왜 그래? 어, 지금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. 어? 뭐가? 걔들 오늘 보니 좀 심각한데? 걔네들 음. 왜 그래? 몰라. 어, 이건 알레르기신의 불수지야. 아까 보니까 딸이 그렇게 하던데. 그런 것 같던데. 그런데 우리 학교에 무용실이 있었어? 우리한테 미룰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. 어? 얘네 어디서 온 거야? 식당에서 온 거야? 헐, 뭐야 도대체. 근데 여기 이상하게 춥다. 그러게 해줘. 여긴 과학대밖에 없는데 애들 어딨지? 아니, 뭐, 왜 여기서 보내고 싶지? 분명히